계십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럴 때 박수 한번 주세요. 박수 한번 주세요. 네, 아, 수고하셨습니다. 우리 예, 성도스님, 예, 우리 큰부로 올림으로 오늘 하다 보겠습니다. 여러분들, 예, 우리 속도 스님들 뜨거운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아, 네.